점점 기가스에 물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이야 아. 모임 아 그렇게 열심히 때렸는데 아, 아 뭔데? 야 이거 뭐예요? 이거 너무하잖아. 에?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와 파크 판정 뭔데 이거